음, 요리해야겠다. 어, 씨발. 뭐냐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이게 뭐야? 어, 저기 혹시 성향이 탑이세요? 예? 저요? 누나한테 커밍아웃 하게 된 이야기 어 누나 나 오늘 친구들이랑 놀고 올게 나 오늘 좀 늦어 어 그래 나도 어야 야 저 사람 진짜 잘생겼다 야 그지 어? 어? 어? 네가 왜 여기 있어? 아니 누나가 왜 여기 있어? 어플에서 사람 만날 때 안녕하세요. 어, 닉네임이 이티쿤탐님 맞으신가요? 아, 예, 저 맞아요. 나는 성욕이 너무 많아서 고민이야. 마음속으로 애국가를 불러봐.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가 처음으로 커밍아웃 할 때. <laughs> <laughs> 나 사실 케이야 요즘 커밍아웃 할 때 야 내가 지금 사귀는 사람이 해병대 나왔는데 저기 혹시 top도 하세요? 저요? 아니요 그래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? 어 그럼 한 번 해볼게요 아! 어? 어? 왜 그러세요? 어? 제가 환 공포증이 있어서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to you Happy birthday to my dearest friend Happy birthday to 여러분 제가 방금 제 친구한테 커밍아웃을 했거든요. 근데 한번 카톡을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. 이거 너무 웃긴 것 같아. 오 도마털이 역시 잘생겼구만. 그대로야. 여자친구는 있어? 나 남자 좋아해. 충신 새끼. <laughs> 혹시 너 게이야? 응. 아 지랄하지 말고 진짜야 야 차단 박는다 아, 안녕 연락하지 마라 정말로 장난이지 난 장난 아닌데 아니 애초에 그렇게 길고 두꺼운 게 그 좁은 곳에 들어간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하는 말이 처음에는 아프고 피 나와도 계속 하다 보면은 나중엔 잘 들어간대요 <gasps> 넣었다 뺄다 할 때마다 뭐 묻어나온 것도 진짜 개 극혐이고 제가 그래서 의사한테 가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많이 하면 이거 벌어지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벌어지진 않는데요 그래서 저도 앞으로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세요. 열심히. 치아 건강에 좋대요. 내가 저 남자한테 관심 있는데 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. 그럴 때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, 여러분. 일단 <laughs> 운동을 하냐고 물어봐. 운동을 한다 그러잖아? 핸드폰을 내놓으라 그래. 핸드폰 가져와가지고 운동할 때뭐든냐고 물어봐. <laughs> 근데 이렇게 playlist를 봐가지고 노래가 브리트니 스피어스 트와이스다. 100% 게입니다. 100% 게이입니다. 예외 절대 없습니다. 무조건 게이에요 알았어요? 예쁜 사랑하세요. 어야 나 너무 외롭다 남자 소개 좀 시켜주라 아 그래? 야 그러면은 얘는 어때? 아 외롭다 아니 여러분 제가 방금 음식점에서 뭐 포장하려고 이렇게 줄을 서고 있는데 제 바로 앞에 계시는 어떤 할아버지 분이 제가 바로 뒤에 있는데 방구를 푹 <laughs> 끼시는 거예요 <laughs> 너무 놀라가지고 그 소리 듣자마자 바로 이렇게 숨 참은 다음에 음식만 이렇 바꿔서 뛰쳐나와가지고는 집에 와가지고 코로나 방구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<laughs> 근데 진짜 웃긴 게 뭔지 알아요? 바지 입으면 괜찮대 근데 진짜 더 웃기게 뭔지 알아요? 5cm 이내에서 윗하면 감염될 수 있다! 사람들이 생각하는 영국 발음 Can I have a bottle of water? 영국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발음 Can I have a bottle of water? 가끔씩 말을 할 때 괜히 영단어 섞어가지고 발음 으 아, 굴려가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. 근데 저 사람들이 진짜 한국말보다 영어가 편해가지고 저렇게 말을 섞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괜히 약간 멋져 보이려고 저렇게 말을 하는 건지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어요. 그럴 때 아주 간단하게 한 방에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, 여러분. 뭐냐면요. 바로 해리포터에 나오는 헤르미온느. 헤르미온느를 영어로 발음해보라고 시키면은 한 방에 딱 나옵니다. 이거 못하잖아요? 100% 한국 토박이에요